가지고 싶다 이거 괜찮죠? 하나 입어도 따뜻할 것같 근데 팔이 엄청 길어 약간 머리 이렇게 음. 헝클어트린 다음에 뭔지 아시죠? 개인지 음.